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어거스트 D입니다 네 오늘은 저 슈가와 어거스트 D 씨와 함께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 둘이 서로 인터뷰를 하면서 두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거스트 D 씨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제가 먼저 어구스티 씨에게 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 다 음악을 할 때 직접 가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런데 제가 어거스트 D 씨의 가사를 보면 솔직히 저에 비해서 직설적인 가사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가사에서 어, 저 슈가보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이야기들을 표현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슈가든 어거스트든 사실 저는 그냥 항상 솔직하게 그 음악을 만들었는데 딱히 뭔가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팀에서 할 수 있는 시간보다 제 개인적인 음악을 할 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좀 더 많아졌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그렇군요. 아, 저도 느끼는 거지만 솔직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용기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어거스트 디로서 용기 내어 솔직하게 표현하는 음악들이 스스로에게 가져다주는 카타르시스나 뭐 어떤 만족감 음. 같은 게 음. 있을까요 혹시? 저는 그냥 뭐 음악 만드는 사람이 그냥 음악 만드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뭐 카타르시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의 앨범들도 약간 저의 트라우마나 제가 좀 극복해야 될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냄으로써 어느 정도 좀 편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편해져서 그래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다음 앨범이나 음악에서 또 많이 영향을 가기도 하고 이번 디데이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던 3부작 트릴로지의 거의 완성인데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음악이 발표할 때 항상 뭐 개방감과 이 즐거움은 항상 있고요 네. 혹시 씨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뭐 사실 음, 별 생각이 없어요 <laughs> 직업이고 또 음악을 만들고 발매를 해서 물론 뭐 기쁘긴 하지만 뭐 리스너나 뭐 평단의 평가에 크게 뭐 휘둘리지도 않는 편이고 그냥 이 음악을 듣는 이제 팬분들이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좀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점에서 어거스디의 음악이 주는 파격적인 진솔함을 많은 분들이 신선하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다가오는 4월 토 콘서트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어거스디 씨가 지금까지 믹스테이프과 앨범을 통해 선보였던 음악들을 라이브로 어,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어,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습니다 어, 어떤 기분이시죠 지금? 제 연습생 때부터 멤버들과 꼭 했던 이야기가 가수는 뭘 하는 사람인 것 같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콘서트 하는 사람이다 뭐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발표를 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사실 콘서트가 주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했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아직도 가수는 코스트를 위해 음악을 내고 코스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번 전반적으로 앨범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그리고 트랙리스트의 순서와 트랙리스트의 곡들의 배치도 거진 다 공연을 위해서 좀 많이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 그 누구보다 완전체로 공연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라도 공연을 좀 해야겠다 지금이 아니면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무리해서라도 좀 강행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회사에 이야기를 했고 부담감은 상당하죠. 아무래도 일곱 명이서 공연을 하던 게 이제 혼자서 해야 되다 보니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목 상태라든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신 것 같아가지고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뭐 세계적인 이제 팝스타 BTS의 슈가 씨가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음, 든든합니다. 네. 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 정말 기쁘고요. 어, 저도 어거스트 씨가 있어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아,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저 어거스트 D의 예,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인터뷰어가 되어서 슈가 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음악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발매했던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는 내면 자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반면에 슈가 씨는 그룹을 활동하다 보니 다채로운 색깔을 담아내시기도 하고 대중적인 이야기들을 전하시는 것 같은데 저하고 스테디의 음악 활동이 슈가 씨에게 준 영향 혹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굉장히 좀 어, 도움이 됐죠 이 아무래도 저는 아이돌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아이돌로 살 건데 사실 이 표현의 이 방식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이제 특히 소위 말하는 이제 대중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첫 번째가 흥행이고 성적이 당연히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슈가로 나온 노래들 중에 거진 뭐1 9분 걸린 게 많아가지고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이 경계를 두고 음악을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슈가 이름을 달고 외부 프로듀싱을 하던가 어, 곡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음, 흥행을 당연히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거스티를 통해서 그걸 조금 비껴나가는 음악을 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추천을 드리려고 여쭤본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었다니 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음, 슈가 씨는 저보다 좀 인싸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 분들의 프로듀싱이나 피처링 네. 콜라보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싸이 씨와 함께 작업한 네. 네. 그리고 아이유 씨와 함께 했던 에잇 네. 그리고 이소라 선생님의 신청곡이죠 <laughs> 네. 라디오라고 할 뻔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라디오는 어. 신청곡이지 서 가끔씩 헷갈리는데 네, 네 헷갈려 하시죠 이렇게 여러 아티스트 분들과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 아무래도 뭔가 되게, 되게 시너지를 좀 받고자 하시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소라 쌤 같은 경우도 그 곡을 이제 타블로 형이 쓴 곡인데 피처링진을 찾다가 저랑 인연이 없는데도 이제 피처링진을 해주셨고 음, 아이유 씨도 뭐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은 와중에 저한테 제일 주셨고 뭐 사인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하자고 한 케이스긴 하지만 뭐랄까 그 완전 다른 색깔의 음악을 했었잖아요 저는 저는 아이돌 음악을 그리고 대중음악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런 시너지를 바라고 항상 하던 게 아니라 좀 다른 스타일로 하고 싶으셨을 때좀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이브 아티스트 분들이랑 작업을 하시면 어떤 기분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재미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감이 좀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내면 항상 좋았어요 성적이 반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못하면 이거는 내 책임이다라는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발매되기 전 제 앨범보다 좀 많이 <laughs>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특히 사이언과 할 때 좀 그랬는데 근데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이외에도 뭐 뭐 광고 음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음악 만드는 행위 자체가 재밌고 또 발매됐을 때 사람들이 듣는 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사실 이제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어, 요즘 장안의 화제이죠 슈시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어, 진행을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하시던데 어, 촬영을 위해 준비하는 본인만의 특별한 이제 노력이나 이제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뭐 저도 막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걸 막 그렇게 썩 즐기는 편은 아닌데 약간 좀 쉬어가는 타임인데 저는 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좀 활발하게 일을 하고 싶은 입장이었는데 멤버들도 이제 앨범이 계속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뭐 홍보를 위한 유튜브나 방송 출연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나가야 될까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막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가 그렇게까지 편한 사람은 아닌지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초반 한 30분 정도 녹화할 때 좀 많이 뻘쭘하고 민망한 거를 혼자 이렇게 많이 대화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진행도 느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슈스타.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저도 상당히 내향적인데 시간 씨가 하는 걸 보면서 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 그나저나 아, 이제 어거스티 씨 어, 저희 게스트로 슈츠라 게스트로 꼭 모시고 싶은데 혹시 출연 어떠십니까? 아 그럼요 저도 너무나 어, 출연하고 싶습니다 아, 장안의 화제 슈시타 아,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둘이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 이렇게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거스틴 씨 어떠셨습니까? 어, 저는 뭐 굉장히 사실 뭐 인터뷰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슈가 씨와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친구처럼 아주 편안한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어, 저도 정말 너무 재밌었고 저 나름 되게 즐거웠고 또 어거스틴 씨와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새롭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디지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께 저희 둘의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슈가와 여거스튜디에서 자세하고 풍성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4월 21일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될 다큐멘터리 슈가 로드 디데이를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거스튜디 저는 슈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랑 진짜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